Hello, one, two, three. 나마스테, 인도 라이프. 나마스테, 디디바이야. 오늘은 민구가 싫어하는 날이에요. 바로 귀를 청소하는 날이랍니다. Put in cotton. You didn't see that video say the. Not inside. This is not for inside ear, Jihong. It it don't need to be go inside ear. It's outside ear. おっとりおっとりおっとりおっとり Silvano Bonito. Minggu, kita, kita. Ji, ji, minggu ji. No, no, no, no, no, no, no. Ah. 처음 하는 거라 많이 불편했을 텐데 잘 참아준 민구에게 개껌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산책 시간! 아자 줄디 네, 민구 w a i t 민구는 착하게도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준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산책 시간이었을까요? 민구 You know where we will go. 음? 주사를 맞으러 아파트 단지에 있는 페탁바를 만나러 갔는데 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예약하고 다음날 다시 방문했답니다. Order properly. 굿 o 굿 d 집으로 돌아와서 맛있는 간식을 주었어요. <laughs> 여름만 되면 냉장고에 성애가 많이 끼어요. 성애를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눈더미들이 생긴답니다. 그러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인도 멍멍이인 민구는 눈을 보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민구 아자 아자 아자 <laughs> 민구? 민구와 평소에 가던 산책길보다 더 멀리 가보기로 했어요. 산책 중에 풀을 뜯어먹는 양떼들을 만났답니다. 과연 민구의 반응은? 민구 <laughs> You're scary. Am scary, baby? 아자 아자 겁먹은 민구는 걸음을 빨리 했답니다. कृपया लाइक करें सब्सक्राइब करें और अलार्म